잘 들어봐. 어떻게 이겼는지 그걸 말해줄게. 방금 뭐라고 했지? 네. 정신 차려! 뭐라고 했냐고? 영감님, 이사 해야 돼요. 뭘? 영감님, 저희가 지금 게임을 해야 돼요. 예? 네? 씨발. 피곤한가. 아, 맞다. 어떻게 이겨지? 뭐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라고! 미쳤어! 세세 가는 거야! 셋!